조미로 간단하게 회 떠먹고 솥밥 해먹고 머리가 크니까 줄임 음. 어떻소? 좋어 아주 좋어 구성 훌륭하지? 훌륭한 한상 차림이구만 <laughs> 살을 좀 붙일까? 여장덕 비늘을 쳐도 쳐도 나와 어쩌라는 거지? 야외 주방을 가시라는 거지 어 나도 야외 주방 갖고 싶어요 두미 머리는 줄임으로 가마도 붙여서 할까? 너희들 반찬인데 좀 먹을 건 있어야 되지 않겠니? 싫어 싫어 싫어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야? 꼬리동 머리랑 꼬리를 자르니까 작아졌다 근데 통통해 많이 좋아 빵빵 귀를 싹 다음 장 척추를 타고 넘어가야 해 잠깐 자랑 한번 하고 가실게요 엑스레이 이 네 뿌듯함은 이름 말할 수 없어 태풍먹었던 옛날에 비해서요? 야 다물어 우선 요거는 갈비 빼내고 혈압력 빼내고 여기 뼈 있는 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알지 알지 알지 알지? 음. 응. 음. 이 부분이 뼈가 여기까지 있으니까 이 부분 이렇게 해서 갈라낸 다음에 껍데기를 싹 벗길 거야 그리고 솥밥은 요거 등살 요 부분만 넣을 거거든 구워가지고 대부분은 탈피 안 해서 마스카와로 물에다가 하는 거건 말하는 어, 뜨거운 물로 껍데기만 싹 익혀가지고 소나무 껍질처럼 보이게 하는 거 뭔지 알지 알지? 알지 알지 응. 이렇게 복막이 들어가 있거든 도미 종특이야 아 응. 그럼 그것만 그냥 뽑아내는 어, 거야? 어 이렇게 이렇게 빼주면은 빠져. 그냥 손톱으로도 이렇게 잡으면은 톡톡 빠져. 여기에도 복막이 있지? 버리는 부분. 여기 항문 쪽 부분은 위생상 도려내는 음. 게 맞아. 이제 뼈 있는 부분을 이렇게 갈라낼 고양. 이게 너무? 오따라왜 이렇게 귀엽게 말해? 내가 원래 귀여워. 아, 칼 들고 있어가지고 참 칠 수도 없고. 이렇게 칼로 길을 사악 내주고 하, 제발 안 망하게 해주세요 괜찮아 언니 여기 아직 반대쪽에 남아있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 편집 잘라줘 뭐나 느낌이 와? 아까 편집해드릴게 야 이게 들어가면 편집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 뭐하는 녀석이야 너 <laughs> 스파이가 여기 있지 하나 둘셋 갑니다 부분은 마스카라로 그리고 뭐를 한다? 도미솥밥 한 토막 껍질이 터지거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대충 칼집을 내주면 돼 그냥 저 십자가 모양으로 내주세요 이렇게? 응 고객 만족도 200%구만 요거는 팬에 구워가지고 돌솥밥 위에 뜸 들일 때 얘는 올리면 돼 뱃살 쪽, 등, 마스카와 할 뱃살, 솥밥용 도미 등살. 어? 도미 머리 어디 갔어? 아. 너무 비주얼 쇼크야 이거. <laughs> 조금 더 충격적이게. 짜잔. 하지 말라고? <laughs> 정리. 저기 이 바톤 턱시는? 왜? 먹고 싶대. 애옹? 애옹? 음. 도미? 어. <laughs> 귀여워.